안녕하세요. 러블레터 크리스입니다. 어,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벌써 20번째 러블레터를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역시 10, 12시 39분입니다. 5월 6일, 어제가 어린이날이었고요. 오늘 5월 6일 대체 공휴일이라서 늦, 늦었지만 약간 여유 있는 마음으로 내일 또 공휴일이지만 제가 수업이 인, 있는데 어, 또 수업도 오전 수업이 좀연기가 되어서 좀 널널한 마음입니다. 예. 어, 스무 번째 러브레터의 제목은 Love Never Stops Loving. Love Never Stops Loving. 사랑은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제목이 상당히 멋있죠. 예. 오늘 그리고 다음 한번 21번째 예, 21st Love Letter까지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할 것입니다. 다음 21st Love Letter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 그런 부분 굉장히 멋진 하나를 외울 거고요. 오늘도 굉장히 멋진 표현이에요. 사랑은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어, 우리가 이게 너무 짧기 때문에 love never dies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영어 성경 번역본에 있는 표현들을 제가 이제 쭉 설명도 드릴 것이지만 그걸 외울 겁니다. 멋진 표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자 목소리부터 세 번. love never stops loving. love never dies. love never stops loving. love never dies. love never stops loving. love never dies. 예. 문장들이 길지 않기 때문에 약간 빨리 녹음을 했고요. 어, love never dies, never dies. 절대 사랑은 죽지 않는다. 어, 그게 이제 짧은 문장이 붙었죠. 사실은 그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영어 성경 번역본들에서 어, 같은 문장을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한 거를 제가 정리를 했고 그 중에 두 개를 외우는 겁니다. 남자 목소리 세 번. Love never stops loving. Love never dies. Love never stops loving. Love never dies. Love never stops loving. Love never dies. Love never stops loving. Love never dies. 자, 들으셨죠? 이따 끝날 때 우리 같이 외워보도록 하고요. 어, 밑에 제가 음, 요 영상 밑에 적어놓겠지만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love never fails fail이라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 뭐 실패하다는 뜻도 있고 실망시키다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그래서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뭐 지지 않는다. 사랑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이런 어, 노래 제목도 많은 것 같고 유명한 그 CCM 찬양 제목도 Love Never Fails라는 제목이 또 있는 거 아시는 분들 계시죠? Love Never Dies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Love라는 게 Love 를 꾸준히 들으셨던 분이 혹시 계시면 어, God is love. 신의, 신은 곧 사랑이시다. 신의 본질이고, 신의 속성이고, 신의 존재.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보았을 때 love, love입니다. love. 사랑. 그래서 신이 영원한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도 절대로 죽지 않고, 사랑도 love never fails. love never stops loving. 이렇게 하면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예. 신이 절대로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신다. 굉장히 멋진 표현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love never ends. 자 밑에 다 적어드린 거 읽어보셔도 되고 이런 멋진 표현들을 더 암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외우는 문장 외우 이런 것들 더 외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love is eternal, eternal, 영원하다. love is eternal. 예. 음, 그 외에도 음, 멋진 표현들, 특히 The Message라는 번역본에 멋진 표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한 러브레터를 할 만큼 멋진 표현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Love never gives up.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Love never looks back. 요것도 좀 하고 싶었어요. Love never looks back. 뭐 우리가 회할 때도 looking back 하면 뭐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 뭐 I was stupid 내가 돌아보면 내가 멍청했었다 뭐 이렇게 looking back이랑 돌아보면 이랬는데 사랑은 절대로 돌아보지 않는다. 예. 어 오늘 저희 가족들이 간만에 식사를 했는데 요거를 보면서 제 여동생이 어 저도 굉장히 사랑하는 조카 첫째 그 여자아이 아 쟤를 낳은 게 너는 제일 잘한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하여튼간 제가 잘하, 제가 잘하는 거 보는 게 제일 신기한 것 같다. 저희 가족들이 또 어버이날 겸겸해서 식사를 하고 좀 좋은 시간을 어떤 quality time을 가졌는데 부모님 기다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동생도 뭐 하여튼간 나 절대 죄를 가진 걸로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좀 멋있어 보였어요. 혹시 동생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어, So love never looks back 절대 돌아보지 않는다. 예,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일 수 있고요. 이것도 적어드릴게요. Love always looks for the best. 가장 최선의 것을 찾는다. 굉장히 멋진 표현들이 The Message 번역본에 많이 있습니다. 어, 그 외우는 것은 8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3장 그 밑에 9절, 10절, 11절, 12절, 13, 12절까지 를좀 다루겠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멋진 멋지다는 표현이 그냥 뭐 겉멋이 들었다는 표현보다 정말 묵직하면서 아, 참 이게 참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이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 부분을 잠깐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보면요. 어, 예언도 불안 예언이라는 자체가 미래를 미리 얘기하는 것인데 그 자체가 좀 불안전성이 있죠. 예, 완전하지 않은데 어, 9절에 보면 어, 아, 8절 후반부에 보면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그치고 우리 방언은 우리 여러분 어떤 언어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두 가지 unknown languages, unknown languages 알려지지 않은 언어들 또 그 반대말 unknown languages 반대말은 known languages겠죠 예, 알려진 언어들 영어, 중국어 뭐 이런 언어들 예. 이런 것들이 음, you know they will they will disappear. 그러니까 어떤 영원한 신과 함께하는 그 곳에서는 그것을 그 나라라고 하든지 그 도시라고 하든지 그 킹덤이라고 하든지 간에 거기엔 they will disappear. 여러분 통쾌하지 않나요? 예,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영어를 가르쳐서 지금 먹고 살고 있지만 영어가 뭐 가르치는 것도 어렵고 배우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예. 다 동의하시죠? <laughs> 나는 영어 배우는 게 너무 쉬워요. 이런 사람은 뭐 거의 만난 적이 없고요. 예. 어, 그 말을 믿지도 않습니다. 뭐 굉장히 뭐 진짜 천재가 아닌 이상은 어떻게 여러분 예, 영어를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배우고 예, 영어에서 배우는 거 여러분 learn이라고 하죠. learn. learn이라는 게 장기간 배우는 거 습득하는 거거든요. 예, study 이런 게 약간 책으로 공부하는 건데 어쨌든 책으로 공부하건 learn 장기간 배우건 그 master 마스터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 원어민이 아닌 사람 그 언어를 마스터하는 걸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되게 맥빠지는 얘기인가요? 예, 원어민을 만들어 주십시오. 막 저한테 오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원어민이 아니에요. <laughs> 그리고 한국의 영어 교육은 잠깐 옆길로 세면 원어민 되기를 좀 포기해야 돼요. 원어민 어떻게 되냐고요. 예. 최근에 무리를 일으킨 로버트 할리 씨 한국 그 부인이랑 살고 한국에 그렇게 방송 출연하고 막 사투리하고 걸쭉하게 해도 어떤 때 보면 진짜 좀 아주 그냥 you know 굉장히 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technically speaking 한국말 틀릴 때가 있어요. 제가 보면 <laughs>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나서 자란 사람이 어, 아닌데 한국 부인이랑 몇십 년 살았다고 한국말 마스터할까요?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 환상을 좀 깨야 됩니다. 오늘도 옆길 그 약간 옆길로 약간 샜는데 <laughs> 네 학원들 그 말에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필요한 만큼 여러분 가볍게 천천히 하세요. 뭐 급한 분들은 빨리 하셔야겠지만 예. 그런데 하여튼간 굿뉴스가 그런 신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곳에서는 이런 불완전한 incomplete한 prophecies 예언들 또 languages, unknown languages, known languages, all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모든 언어들 예. all languages will will disappear. 예, 사라진다는 거예요. They will not last. 이것도 적어드릴게요. 예, 영어 성경 번역에서 제일 되게 많이 표현했는데 다 통쾌합니다. 예, 사랑이 어, 실패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they will fail. 언젠가는 이건 이거는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사라지고 they will stop 멈춰지고 they will end 끝나고 They will not last. last가 서 마지막이라는 뜻이 아니라 last가 동사로 쓰이면은 여러분 어, 지속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they will not last.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They are temporary. temporary 하다는 게 여러분 일시적이라는 거잖아요. 예. 이 땅을 사는 동안 굉장히 중요하죠. 영어를 못해가지고 승진이 안 되고 지금 막 입사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고 막 유학이 저기 억셉트가 거절될 수 있는 상황 이런 분들을 제가 주로 이렇게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분들은 d e s p e r a t e 하죠 예. 자, 영어가 막 everything처럼 느껴지는 분들을 제가 주로 지도하는데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인생의 한 순간에서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언어들 외국어들도 they will pass, they will pass away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있다면 이런 외국어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곳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이건 그냥 놀랍지 않습니까? 예, they will be no longer needed, no longer, no more.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They will become useless. 예, 이게 다 영어 성경본에 나온 건데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예, they will become useless.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예, 막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막 에이맨, 아멘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외국어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도 제2외국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했는데 어, 영어가 양반이에요. 독일어는 그냥 죽음이더라고요. 예, 또 그 독일어 선생님까지 게슈타포 가이 생겨가지고 아주 공포의 또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가장 공포의 시간 수학 시간, 두 번째 독일어 시간, 예, 영어는 그나마 지금 영어 선생님도 잘 만나고 좀 나았던 것 같아서 저도 지금 또 그렇게 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예. 또 이런 영어 관련 채널도 또 이렇게 하고 있네요. 예. They will be forgotten. Forgotten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잊혀질 거라는 거예요. They will be forgotten, but love will last forever.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예. 이런 러브레터라는 채널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아는 한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고 또 그 사랑의 본질은 신이라고 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영어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그냥 앤서를 그냥 답을 던지고 있어요. 예. 이렇게 자신 있는 답을 저는 보지 못했고 이게 맞,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인생을 걸고 있는 거죠. 보면 아시겠죠, 여러분. 예, 12시 51분인데 지금 예, 제가 좋아하는 English Premier League 축구도 안 보고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약간 오늘은 야 내가 이거 가족 모임하고 졸면서 막 집에 왔는데 예. 와서 또 이거 하면서 또 하는 거 보면 약간 enjoy 하는 것 같아요. 예. 또 응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참 신기합니다. 제 스스로 예. <laughs> 사랑이 무엇이길래 What is love? 예. 어. 음, 외국어 얘기를 좀 했고요. 예. 또 지식들, 지식들도 세상을 사는 동안은 많은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예. 저도 막 친한 친구한테 재테크 지식이 없다고 막 혼나기도 하고 실제 그런 무지 때문에 뭐 사기도 당해보고 손해도 보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호구로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조금이라도 여러분 그 굴려가지고 예, 노후 자금까지는 아니더라도 <laughs> 그냥 조금 더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엄청나게 막 재테크 지식부터 또 배우려고 하고 또 뭐 본인들은 공부 못 하셨어도 부모님들 자식들한테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애쓰시잖아요. 예. 예,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영어, 예, 영어에서도 it'll break one's back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밑에 적어드릴게요. 예, it'll break one's back. back이 등이죠. 그러니까 누구 등을 break 아주 그냥 부러뜨린다. 이게 굉장히 우리말로 하면 등골 브레이커예요. 예.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잖아요. 예. 어, 그런데 진짜 사랑 자체이신 신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게 될때 이 모든 불완전한 것들, 불완전한 예언들, 언어들, 지식들이 다 잊혀지게 되고 useless, 필요 없게 된다는, 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죠, 우리는 사실. 예. 그러니까 신과 함께하는 그 뭐 영원한 도시라고 할까요? 그곳에 그곳은 너무나 풍족하고 사기꾼도 없고 재테키 재테키래요. <laughs> 재테크가 재테크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 얼마나 피곤해요. 예. 아, 혹시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집값을 관찰해야 되고, 예. 어느 분들은 집이 너무 많아서 집값을 주셔야 되고, 어느 분은 집이 없으니까 주셔야 되고, 너무나 우리가 사는 것은 피곤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 제가 또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예. 그 막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마니러를 그냥 수시로 체킹해야 되고, 눈이 시뻘개지도록 예. 아막 저한테 올랐다고 막 미국 주식을 하라고 막 그러던 분이 그 다음 시간 지나 만났는데 미국 그 믿던 미국 주식이 또 예, 폭락해가지고 <laughs> 아무 얘기도 못하시고 이게 참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예. 또 어느 부분은 비트코인 또 잘 된다고 하다가 화면을 그 뚫어지게 보다가 그냥 목에 디스크가 와가지고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한두 분씩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You know,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인데 someday they will fail, they will stop, they will end, they will not last, they are temporary, they will disappear, they will pass, 강조하면 they will pass away. They will be no longer needed. They will become useless. They will be forgotten. But love will last forever. 이 밑에 적어드릴게요. 예, 여러 가지 영어 성격 번역본의 표현들을 제가 쭉 이어서 읽어보았을 뿐입니다. 뭐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 어, 제가 이런 걸 다 만들 정도면 여기 있지 않겠죠? 예. 어, 우리가 했던간 여기서 아는 신은 너무나 클리어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성경이 되게 솔직하지 않나요? 영어 성경 보면 We don't yet see things clearly. We don't know everything. 예, 우리가 모든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We don't see things clearly. 예, 우리가 뭔가 클리어하게 보지 않는다,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We know only a portion of the truth. 어떤 더 메시지 성경 번역본인 것 같은데 a por, only a portion, portion이 여러분 부분이잖아요. portion of the truth. 진리의 한 부분만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예. So what we say about God is always incomplete. 예,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라고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incomplete 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왜 그럴까요? 당연해요. 예, 우리가 뭐 신이 인간처럼 이런 얼굴이 어떤 몸을 안 가졌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예, 어떤 spirit, 어떤 영혼이라고 하는데 얼굴도 한번 못 봤는데 어떻게 온전히 안다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그 뒷부분에 보면 Later we will see him face to face. 와우. Wow. One more time. Later, we will see him face to face. face to face 많이 아시죠? 얼굴을 맞대고 대면에서 다른 표현을 하면 in person 직접 그분을 볼 거라는 거예요. see를 또 만나다는 뜻이잖아요. 그분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 we will understand God just as God completely understands us. One more time. We will understand God just as God completely understands us. 신이 우리를 completely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just as 뭐뭐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와우! Wow, that's good news. 정말 좋은 소식 아닌가요? 예. 어,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만 만나러 팬미팅 간다고 해도 막 설레여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 사랑 자체이시고 우리를 만든 신을 완벽하게 알게 될 순간 완벽한 사랑인 그 신을 대면하게 되는 순간 face to face 얼마나 정말 가슴이 벅찰까요? 그런 기대를 저도 합니다. 예, 그래서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예, 지금 1시네요. 1시. 아, so 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c l e a 하게 c o m p 하게 알지 못하는 괴로움이 참 많습니다. 외국어도 있고 지식적인 것도 있고 뭐 예언에 대한 것도 있고 예. 여러분 우리가 특히 사랑하는 또는 우리가 나를 사랑해주는 또는 내가 사랑해야 하는 쉽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상대의 마음조차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참 괴롭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선조들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명언을 남기셨잖아요. 진짜 여러분 That is so true. 너무 사실이에요. 예. 음,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만났던 제 측근들 다 어, 이런 또 안타 이런 답답함이 다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 그런데 우리의 희망, 오늘 외우게 될 말씀은 어떤 사랑이신 신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는 걸 멈추지 않고 죽지 않고 예. 어, 우리를 어, 우리가 어, 우리에게 완벽하게 그 사랑을 대면해서 예, 우리가 신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예, 반드시 그렇게 He never stops loving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어떤 희망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다음 21st Love Letter에서 아주 또 어렵지 않지만 또 굉장히 임팩트 있는 거를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며칠 동안 못 올렸는데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제가 또 너무 육신이 약하여 몸이 약하여 예, 이게 또 컨디션 안 좋을 때 억지로 녹음하는 거 여러분 또 여러분도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예. quality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다섯 번씩 오늘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남자부터 해볼까요, 한번? Love never stops loving. Love never dies. Love never stops. Love never stops loving. Love never dies. Love never stops loving. Love never dies. Love, Love never stops loving. love never stops loving. Love never dies. Love never stops loving. Love never dies. Love never stops loving. Love never dies. Love never stops loving. Love never dies. Love never stops. Love never stops loving. Love never dies. 클릭이 잘 안 내요. 마우스를 바꿔야 되나? Love never stops loving. Love never dies. Love never stops loving. Love never dies. One more time. Love never stops loving. Love never dies. Love never stops loving. Love never dies. 여자 목소리. Love never stops loving. Love never dies. Love never stops loving. Love never dies. 여자 목소리 왠지 따라하고 싶네요. Love never stops loving. Love never dies. Love never stops loving. Love never dies. Love never stops loving. Love never dies. Love never stops loving. Love never dies. Love never stops loving. Love never dies. Love never stops loving. Love never dies. Love never stops loving. Love never dies. Love Love never stops loving. Love never dies. love never stops loving. Love never dies. 마지막으로 한 번 더. Love never stops loving. Love never dies. Love never ends. Love never fails.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